저기 내가 게임점에서 방치형 게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해볼래? 에, 그러지 뭐 Six and a half hours later. 아이고 씨발 똑바로 서라 개발자 왜 10시간 이상 플레이를 하지 못하지? 아니 씨 게임점에서 만든 거라니까 너희 어? 개발자들은 말이 너무 많단 말이야 처음 이 게임을 시작하면 마치 crafting 게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자원을 모으고 건물들을 하나씩 지어나가는 그런 게임들 말이죠. 다른 crafting 게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효율을 올릴 수도 있어요. 돈을 모아 섬을 몇 개 올라가다 보면 이 게임에 모험 요소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끔은 퍼즐로 가득한 타워나 던전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이 퍼즐들을 풀어나가면 유의미한 보상을 쥐어주고 그 보상들 중 일부는 다른 퍼즐을 푸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몇 시간 정도가 지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괜찮은 수준의 crafting 게임이고 괜찮은 수준의 어드벤처 게임이지만 방치형 게임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똑같은 건물을 지을수록 재료가 증가하는 건 방치형 게임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화로에서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걸 두고 방치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방치형 게임보다는 clicker 게임에 가깝다고 느끼게 됩니다. 장비를 강화하다 보면 자원들을 대부분 한 방에 캘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걸요. 게임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마치 방치형 방시형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클릭과 레벨업을 반복하면 되는 방시형 게임의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방시형 게임에 도달하기까지 플레이어에게 흥미로운 요소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성장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은행을 지어 조폐 공장을 만들어도 되고 채석장을 개방하여 쏟아지는 보석들을 팔아도 되었으며 농사를 지어 원하는 작물을 키워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는 거였어요. 섬을 개방할 때마다 이 섬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정하고 하고 건물로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의미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퍼즐의 대부분이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극복의 증표를 주는데 자원을 채취할 때 필요한 스태미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면 그 외의 스탯은 별로 필요가 없게 돼요. 물론 최대 체력이 쓸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전투가 너무나도 지루합니다. 정확히는 위험 요소가 없어요. 초기에 주어지는 최대 체력 3칸만을 이용해서 모든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스들의 패턴은 너무나 다 단순하고 그마저도 무슨 노인네들 게이트볼 하는 것 마냥 느리게 흘러가서 대부분 곡괭이만으로 클리어가 가능할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이 게임의 전투는 명분만 갖춰놓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주겠지만 전투 쪽으로 도전할 만한 요소가 좀 더 많았다면 완벽한 게임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리뷰를 쓰는 이 시점에서는 발매되기 전이니 이 게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25,000원 정도라면 구매하셔도 좋을 겁니다. 제 리뷰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 그리고 돈을 효율적으로 버릴 줄 아는 아래와 같은 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